그렇습니다. 또 막상 서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반겨주시고 또 아, 이런 무대를 많이 기다렸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열심히 노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가 너무너무 설레었고 긴장도 됐고 근데 그래도 더 가까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샤이니가 지금까지 춤을 위주로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감이 굉장히 많게 팬들과 함께 공연을 한 건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또 저희 샤이니와 샤이니 월드의 추억이 굉장히 많은 이 공연장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정말 즐거웠고 시간 지날수록 이 매 순간순간 이 추억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크게 한 건 또 오랜만인 것 같고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공연을 만들어주신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팬파티는 어, 밴드라이브라는 특징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어, 다른 공연보다는 훨씬 어, 호흡하고 노래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곡들 위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연장에 온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라이브, 라이브감이 연출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 호흡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 들려드리려고 노력했고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노래를 또 불렀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셔서 좀 더 멋진 공연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샤이니의 목소리를 더 잘 들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가까워졌다는 그 느낌을 뭔가 증명이 된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색다른 모습으로 또 팬미팅을 좀 찾아뵙기 위해서 연출가 이제 분도 이제 섭외를 해서 또 특별하게 무대를 연출 했었고 특별하게 또 지선 누나가 이제 늘 저희와 함께 만들어준 팬미팅처럼 어, 이번에도 또 도와주셔가지고 더욱더 재밌는 팬미팅이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의 샤이니를 보여드렸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헬멧을 들고 머리에 머리띠 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귀여운 분위기여서 <laughs> 저도 덩달아 신나게 신나게 약간 뛰어노는 것 같네요 어, 오늘 처음 들려드린 신곡 셀 수 없는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도 좋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많은 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그러니까. <laughs> 기분이 항상 설레고 떨리고 또 어떻게 또 팬분들이 가득 채워주셨는지 궁금하고 컨디션 너무 좋죠 오늘을 위해 한 달 동안 일정을 비워놨기 때문에 오늘을 위한 컨디션으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아주 아주 설레입니다 지금,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준비가 왜 안 끝나죠? 아, 나 빨리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왕곡으로서는 어, 팬분들 앞에선 처음 들려드리는 안녕이란 곡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많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몸이 아프지 않은 리프트가 up될 때 이제 멤버들과 함께 그 up되는 리프트에 이제 탔어야 됐는데 그걸 제가 타지 못했어요 예전에 저희 샤이니월드 첫 번째 콘서트 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실수가 있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뭐랄까요 <laughs> 부끄럽네요 샤이니 즐길 수 있는 공연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이번 팬파티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는 기회는 조금 당분간은 적어질 수 있는데 다음에 더 멋진 공연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연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요 파이팅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저는 진짜 참 많이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게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랄까 이제 앞으로 이제 샤이니의 모습이 잠깐 조금 비춰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저희는 이제 샤이니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릴 테고요 뭐 이 시간이 또 길다면 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짧다면 또 짧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막 이렇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밝은 모습으로 꼭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좀 보셔가지고 우와 사랑해요. 남편의 시가 돼 남편의 시가 되어 노래가 되고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하게 다시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